<laughs> 자 오늘 은뭘 살까? 음세 마 마세 음세 열심히 마세 마세 마세 어서 오세요 세요 음. 보자 꼬란데 라사세 세? 세세 음,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원래 애들 일본? 어, 되게 더 짧게 얘기하는구나 음, 세 음, 세.